루시아 루시 맘마? 맘마 먹을까? 루디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<laughs> 마음에 안 들어 루티야? 루디 삐졌어? 음, 뭐야? 루디루 씨. 루디. 어?